Mm-hmm. 미쳤어? <laughs> you see the lighthouse that is standing in the 하나 그러지 네. 나 우리 둘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음. 와. 또가 이거. 응. 음, 이거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Two jumps in a wake up but you Think that's pretty clever, don't you, boy? Flying on your motorcycle Watching all the ground beneath you drop You Kill yourself for recognition Kill yourself to never ever stop 먹겠어 음. 뭐 오랜만이다 같이 음. 맛있을 것 같아 오빠 더러 먹어 kid might wreck me. Oh, I he does that 벌레 <laughs> 귀엽다 랍스터 같은 거랑 이거 맛있겠다 색깔이 라벤더 꿀이네